시키게? 응. 난 차돌 짬뽕. 응. 응? 바다 짬뽕? 언제 와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Mm-hmm. 맛있어. 음. 어. 음. 다리 먹을래? 음. 어? 아니, 안 좋아. <laughs> 와우 와 là con Wow. Oof. Uh. 아. 아. 아. 어.